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아몬드 맥놈 4개랑 클래식 맥놈 4개 이거 러시아 초콜릿이에요 어 이름이 유명한데 알리온카알리온카예요 마실 거는 허쉬 초콜릿이요 파아서 먹으려고 누텔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 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 초콜릿은 안에 아몬드 같은 거 들어가 있어서 너무 딱딱해서 어, 씹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, 그런데 맛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